안녕하세요. 어, 여러분과 함께 해상보험법을 공부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 퍼플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해상보험 개론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해상보험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총 39시간 동안 상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 본 강의는 유튜브 채널 정영석의 해상보험 강좌에도 어, 동시에 상영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예습과 복습을 해주시면 어, 더욱 학습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제1장의 해상보험 계약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상보험 계약의 기초이론은 해상보험 계론과 해상보험 계약 또 주요 용어 이렇게 어, 3개장으로 어, 3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상보험 개론에서는 개념과 종류, 특징, 기능, 해상보험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해상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상보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영국의 해상보험법 적 1906년 MIA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1906년 MIA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의는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유추해보면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해상사업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해상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어, 기본적인 개념이나 본질을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어, 여기서 보험이라는 것은 어, 동질, 즉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서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위험을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어, 운전하고 다니면 누구에게나 자동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어, 같은 이러한 위험을 같은 위험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명이 가입했을 때 사고 확률이 얼마고 거기에서 손해 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산출되는 기금을 즉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게 전체 모임 금액이 기금이 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어, 여기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어, 손해를 받는 사고를 당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본질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생긴다고 보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소극적 대응책입니다. 이 경제적 수요라는 것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내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 경제적 수요로 보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응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다. 소극적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보험도 이러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보험의 본질과 동일하다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상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해상보험의 종류는 운영 형태 또 보험의 목적, 피보험 이익의 유형에 따라서 또 보험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 종류를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상업보험과 비상업보험 또 어, 비상업보험은 선주상호보험과 공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업보험은 쉽게 말해서 보험을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상사법인으로서 보험이라는 것을 하나의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해상보험은 상업보험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선박보험, 적화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보험은 어, 아무리 상업보험이라 하더라도 어, 금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국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 또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개별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 즉 약관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 상법과 또 1906년 MIA 물론 중국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할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영국법을 중국법으로 할 경우에는 1906년 MIA가 어, 중국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비상업보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선주상호보험입니다. 즉 선주상호보험은 보험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선주들이 모여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자기들이 자기,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보험에,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로 참여하는 이러한 상호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선주 상호보험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영리 목적이 아니죠. 보험, 보험 사업 자체는. 그러나 개별 선주들이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상업보험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이 관리회사가 P&I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회사가 보험회사의 사무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 느낄 때는 마치 P&I 보험에 어,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의 일종의 주주라고 할까요? 그 보험회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비상업보험인 선주상호보험도 대부분 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특별법을 어, 제정을 해서 어, 설립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보험약관, 즉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어, 보통 1906년 MIA를 적용을 받습니다. 보통 영국법을 중국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제의 경우에도 비상업보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공제는 어, 선주상호보험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해운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이 공제가 있는데요. 역시 상호보험이고 배상책임공제, 선박공제 등 이러한 법에서 정해진 범위와 상호보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한국해운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제의 경우에는 개별 행정관청, 한국해운조합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어, 관장하고요. 수산업협동조합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이제 개별 그 정부 부처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적용은 현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중급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요. 그 보험을 들게 되는 그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죠. 목적물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보면 어, 화물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적합보험, 선박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선박보험, 또 운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운임보험이라는 것을 어, 운임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보험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선박보험은 선박 자체와 그 선박의 속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운임은 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발생된 운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어, 운임보험의 경우에는 운임이 성급이냐 후불 조건, 후급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 운송인이 보험을 들 것인지 아니면 화주가 보험을 들 것인지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의 목적, 해상보험은 좀 넓은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넓게 볼 때는 항공기, 또 항공보험과 또 항공화물에 대한 적화보험, 또 어, 우주선에 대한 어, 위성보험 같은 것들이 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험의 목적으로 구분을 할 때또 어,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보험이 그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요. 물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보험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그 운송물의 그 멸실훼손에 대해서 어,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적합보험, 또 선박 자체에 대해서 선박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인데요. P&I 보험이나 여객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기간에 따라서는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혼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일정 항해를 단위로 보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항해보험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기간보험이라고 합니다. 또 혼합보험의 경우에는 일정 항해 및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왕복하는 그 여객선의 경우에는 어, 후쿠오카 부산 후쿠오카 구간만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항해 이것을 뭐 6개월간 1년간 보험을 든다 하면은 혼합보험의 형태를 띠고 된, 띠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보험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액보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명보험 같은 거들수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뭐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정액을 정해놓고 보험금을 얼마를 주기 위해서 얼마를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원래 보험제도가 생길 때 이 손해보험이 먼저 생겼는데요.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충해준다, 보상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보험도 해상 손해가 생겼을 때, 뭐 선박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하의 손해가 생겼을 때, 운임을 못 받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럼 해상보험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이냐? 이러한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른 손해보험과 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대적 기업보험성과 보험종사자의 전문성, 광범위한 위험의 부담, 기평가보험의 인정, 국제성, 높은 재보험 의존성을 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상대적 기업보험성은 보험자의 상대방인 피보험자 역시 대자본성을 가진 선주나 화주이기 때문에 타보험과는 달리 보험자가 항상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뭐 몇억, 몇십억, 이렇 몇십억 가기 어렵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몇천만 원에서 뭐 몇, 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런 단위 또 뭐 1, 2억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들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 들기 위해서 보험 약관을 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려든지 또는 보험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딜을 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 약관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의 경우에는 어, 보통보험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부합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 선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에서 우리가 보면은 해상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적하나 화물의 경우에는 적하나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도 요새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어 뭐 수백억에서부터 수천억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해양 프렌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몇 조 단위, 2조, 3조 단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뭐 수십 척 내지 수백 척을 가지고 있을 때 아, 이런 사람이 경제적 그, 그 결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어, 상대방인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어떤 그 협상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보험회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 보험회사 즉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약관이나 조건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보험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 선사와 단선 회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선 배 한 척만 가지고 있는 선박 회사라든지 소형 선박 몇 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 보험성을 띄고는 있는데 어, 그렇지 않고 부합계약성에 가깝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기업 보험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수단으로 선박 운항이라는 전문적인 기술의 바탕을 둔 해상 위험을 부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상 보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해상보험 특유의 국제성에 의해서 영국법을 중국법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영국법이나 한국법이나 이런 법률적인 전문성 또 보험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ITC나 어, ICC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보험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어, 단순한 국내 보험에 대해서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니다고 보겠죠. 따라서 보험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 종사자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 전세계 해상보험의 대부분에 대해서 어, 재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영국의 로이즈 조합에서는 어, 전문가인 해상보험 중개인, 중개사, 즉 Marine Insurance Broker 또는 어, 로이즈 조합에서 지정한 등록된 브로커인 그 로이즈 브로커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범위한 위험의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보험, 배상책임보험, 재보상보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요. 또 해상위험과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육상위험, 즉 적합보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험도 커버를 하게 되고요. 또 항공보험이나 우주보험도 해상보험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어, 선박보험과 적합보험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해상위험, 선박충돌배상책임, 운임의 상실, 적하의 육상 이동 중의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특히 항공보험과 우주보험이 왜 해상보험에서 이야기가 되느냐 하시겠는데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법과 선박을 운항하는 항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 지문항법, 천문항법, 위성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항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 해상 선박을 운항하는 데서 발달했는 기술이 항공이나 우주 쪽 우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거기서 또 빨리 발달했는 기술들이 어, 해상 어, 그 선박 운항 쪽에 넘어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음, 제도나 기술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넓게 볼 때 항공보험과 우주보험, 해상보험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평가보험의 인정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미평가보험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짧은 보험기간, 뭐 1년 정도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짧은 보험기간 또 국제적 이동성으로 인해서 보험사고와 손해 발생 지역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아, 따라서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 천억짜리라고 하면 중고선의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동차와는 다르게 선박은 마치 부동산과 유사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보다 어,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선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어, 감정을 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억짜리 선박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잡더라도 10억, 어, 10억, 총 2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금을 어, 지급받기 위해서 어, 보험 가액을 산정을 했는데 보험가액의 감정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날 때는 뭐 법률적인 분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 분쟁에 대해서도 어, 합리적일 때는 비용을 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어, 손해율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미리 보험가액을 합의하고 이 가액을 명시한 상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평가보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기평가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액을 협정해서 보험증권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보험가액은 사기가 아닌 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가액으로 결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정보험가액이 사기가, 사기가 된 다음 뭐 현저하게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협정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높게 책정을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업을 보호하는 3대 수단으로서 국제운송과 국제금융해상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해상보험 시장에서 영국의 1906년 MIA를 중거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200여 년간 축적된 2천여 개의 판례를 정리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법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상보험시장은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 경쟁이 심하고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지와 계약의 주체가 다른 자, 다르다는 점에서 당연히 국제성을 띠고, 띠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해상보험 시장에서 영국법을 중국법을 하고 영국의 약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국제성을 당연히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은 우리가 그 한미 FTA를 체결할 때에도 보험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보험시장 개방 내용에 해상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해상보험은 여기서 제외됐느냐 이미 해상보험은 국제적인 음, 성격을 가진 보험이기 때문에 전세계 시장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방이 다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 개방 대상의 어, 보험 종목에서 어, 해상보험을 제외했던 것이지 어, 해상보험이 뭐 국제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개방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재해보험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어, 그 한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의 한 70 내지 90%를 영국의 로이즈 보험시장에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를 들면 어, P&A 보험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어, 2007년 그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 허베이 스피릿 사고가 났을 때 에, 어, 단일 해상 사고로 인해서 어, 오염 손해가 일단 법원에서는 한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어, 우리가 이제 판정을 했지만 어, 피해자들이 주장한 것은 한 2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고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소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 해상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영국의 로이즈 시장에 어, 자본이 어, 모여 있고 여기에 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상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은 본질적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질적 기능은 손실보상 기능과 수지균형 개선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피보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실질 금액 기준으로 금전 보상을 하게 되고 해상사업의 수지 불균형의 회,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가치재생 효과가 아니고 당장 손해받는 손실 금액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대체하는 화폐가치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위험의 비용화에 의한 위험 떠넘기기와 사후적으로 손해 전보에 의한 수지 균형을 통하여 해상 사업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조하는 것이 손실보상기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수지균형 개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사업의 본질은 모험적 사업입니다. 어드벤처라고 하는데요. 보상이 결과적으로 해상사업에 대하여 손해보상의 형식을 통하여 수지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상사업의 자본유지와 수익 확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해상사업의 발전에 없어서 아니 될 기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제도가 없다면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수행되는 해상운송과 무역의 발전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적 기능은 촉진적 금융기능과 직접 금융기능, 또 국제수지 개선 기능, 손실 방지 기능, 가격 안정 기능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촉진적 금융 기능과 직접 금융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진적 금융 기능은 해상 기업은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해상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융자에 대하여 채권 담보로서 해상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을 담보로 해서 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싶은데 만약 이 선박이 전손되어 버리면은 어, 담보물이 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담보물이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되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박에 대해서 선박보험을 들고 만약에 전손됐을 때는 선박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어, 담보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상보험증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은행이 또 화물의 경우에도 은행이 화환음으로 처리한 화물에 해상 위험에 의해서 멸실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보험자로부터 적합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이미 지급된 화원음금을 지급, 어, 지급한 화원음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 예, 결국은 이러한 그 방식으로 그 해상보험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선박을 담보로 했을 때도 역시 선박보험의 보험금을 어,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촉진적 금융기능, 즉 금융,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접 금융기능은 보험료는 선급을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먼저 받아서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을 선박건조자금이나 기업투자금융으로서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직접 금융기능, 즉 금융을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수지 개선 기능인데요. 무역과 해운에 있어서 경제적 보장제도 즉 안전장치의 일종으로서 국제성이 매우 강한데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수출 무역의 경우에는 CIF 계약에서 수입 무역의 경우에는 보비 계약에서 적합보험료에 상응하는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 CIF 계약은 Cost Insurance Freight 계약이기 때문에 음. 어, 물건 가격을 그 매매 대금을 지급을 받을 때 매매 대금 속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합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보험을 들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럼 수출국에서 그만큼 자기 나라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외화를 어, 획득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또 FOB 계약의 경우에는 수입국가에서 어, 저가보험을 들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 수입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외화를 어, 획득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자국의 보험시장이 해상운송과 관련된 보험을 취급할 만한 적정한 규모를 가진 경우에만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해외 보험시장에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재보험을 90% 뭐 이상을 든다든지 해버리면 이런 효과는 상당히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보험시장 규모가 작은 때는 최초 보험자가 다시 해외 보험시장에 재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어,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어서 국제수지 개선에 그다지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개선 기능은 그 해당되는 국가의 어, 보험시장 규모 또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보험을 통하여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코리안리나 주요 손보사,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에 부보하지 않거나 재보험 부보율을 굉장히 낮추고 직접 인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 기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은 우리나라 손보사나 아니면 은 어, 코리안리와 같은 그 재보험 회사들의 어, 자본 확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손실방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는 상법상의 상인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영업으로 상업보험에서는 보험 영업을 할 때 보험사고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보험사고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손실방지 기능 또는 방제 기능, 로스 프리벤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해상 위험의 조사 분석과 조언, 정보센터의 설립과 자료 교환, 해상 안전에 대한 홍보 활동 및 해난 구조 설비의 운영과 정비 등이 이러한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능은 보험자의 기업 활동의 한 분야이지 보험 서비스 기능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해상위험의 조사 분석과 조언, 정보센터의 설립과 자료교환, 해상안전에 대한 홍보활동 및 해난 구조 설비의 운영과 아, 정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보험 서비스가 아닌 보험자의 기업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격 안전 기능이 있는데요. 국제무역에서 화물은 저렴한 보험료를 조건으로 합리적 안정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보험에 의한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화물의 원가에 더하게 되어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해상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을 비용화하고 저렴한 보험료를 확장시, 확정시켜서 안정된 상품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보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모험대차 기원설이 통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13세기 초까지 지중해 지방에서 성행하던 모험대차 계약 기원설이 통설인데요. 선주가 선박이나 화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항해를 하고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원금에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변제하는 반면 항해 도중 해난이나 해적의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금융계약을 모험대차라고 합니다. 자, 이 모험대차는 결국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에는 어, 어디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하는 기원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모험대차는 보험을 염두에 두고 모험대차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모험대차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돈을 빌려주고 선주가 선, 옛날에는 이제 선주가 화물을 직접 구입을 해서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항의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아주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회수를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그 위험도 분산을 시켜서 같이 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 그 위험을 같이 떠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채무를 일부 전부를 면제받는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켜주고 어, 손해를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산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상보험의 기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모험대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명조합이나 어, 한명회사의 경우에 보면은 어, 결국은 그 합자,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익명조합인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결국은 누군가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어, 여기에 어, 그 뭐라고 합니까 무한 유한 책임 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책임지지 않고 자본 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생기면 손익은 나누고 어, 손실 나면은 뭐 자기 손실 그대로 부담을 하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역시 모험대차에서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있던 제도에서 이렇게 분파가 돼가지고 각 제도가 나누어져 가기 때문에 해상보험도 모험대차 기본서를 우리가 통설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해상보험은 11세기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상인이 보험자가 되어서 해상보험을 인수한 것이 해상보험의 시초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 서유럽과 남유럽으로 전파가 되어 갑니다. 어, 지금의 해상보험은 영국 해상보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초부터 영국인들이 해상보험을 어, 한 것은 아닙니다. 런던에 이주한 한자 상인이나 롬발드 상인과 같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영국 시장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상보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힘이 조금 세워지면서 16세기 예, 후반 엘자베스 1세 여왕이 어, 이러한 그 롬발드 상인들, 즉 이태, 이태리 상인들에게 영국인들과 해상보험을 같이 운영하라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이탈리아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당시로서는 상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 법을 통해서 강제로 이탈리아 상인들을 추방해버리고 영국인들에게 해상보험 시험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이제 어, 했는데요. 이미 이 당시에는 그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영국의 상인들이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이런 자본 축적이 되지 않았다면 이탈리아 상인을 추방해버리면 영국의 상권이 또 붕괴되기 때문에 어, 할수 없었을 건데 이미 영국도 상당히 그 상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힘이 키워졌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정책을 추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어, 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이탈리아 상인을, 상인의 추방이 계기가 되어서 어, 영국에서 해상보험을 영국 사람들이 영위하게 되었고요. 이후 1568년 왕립거래소 즉 로열 익스체인지를 설립해서 로열 익스체인지의 복도에서 해상보험을 어,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 근데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로이즈 보험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이즈 보험의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52년 유럽에 커피가 수입되면서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성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는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다방이라든지 또는 뭐 요새 어 스타벅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커피하우스죠. 제가 2004년 어, 5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 교환 교수로 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 보니까 교과서에 있던 커피하우스라는 이런 이름들이 시인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영국의 영향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캐나다에도 여전히 영국의 전통이 남아 있는데요. 뭐 커피하우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그러한 그 다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던에서는 템즈강이 해운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커피하우스가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템즈 강변의 타워가 있어 에드워드 로이드가 경영하던 커피하우스에 해운 무역 관계자가 많이 모여들어서 선박이나 화물 매매 중개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 템즈 강변의 타워가는 여러분들이 어, 몇년 전에 런던 올림픽 할때 그 템즈 강변을 그 구도심이어서 슬럼가가 됐는데 이것을 재개발을 해서 어, 거기에서 이제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어, 이, 이게 굉장히 국제 무역이나 예, 보험에 있어서는 유서가 깊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커피하우스 경영자 중에서 한 명이던 에드워드 로이드가 해운 및 무역업자들의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제도로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로이즈 조합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 무역업자와 해운업자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그 어,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로이드가 빨리 제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 무역업자들, 해운업자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또이 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제도 같은 것을 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 그 어떤 거래의 중심으로서 이 로이드의 커피 하우스가 이용되었다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어, 또 영국에서 법인 보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로이드의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 하우스에서 거래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가 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금이 좀 영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데는 로이즈 조합의 개인 보험자보다는 회사 조직의 법인 보험자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1720년 London Assurance와 Royal Exchange Assurance가 설립이 됩니다. 어, 영국의 해상보험은 법인 보험자와 로이즈 조합의 개인 보험자 간의 상호 협력 속에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상보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그 일제를 통 일제 통치를 통해서 어, 근대적인 산업이 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해상보험 역시도 1922년 조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라고 하는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어, 어, 설립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해상보험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 우리 자본에 의해서 해상보험이 예, 개시된 것은 효시가 된 것은 개시된 것은 해방 이후에 1954년 대한해상운송보험 공동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수출입 화물보험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시라고 하겠고요. 해상보험 전업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과 57년에 해상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화재보험만 인수하던 기존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해상보험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존하는 회사 중에는 LIG 화재가 과거 범한 화재라고 하는 어, 보험회사를 회사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해상보험 음,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해상보험을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전문성, 또 로이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 제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